상추가 너무 많아 아무지 못해 흉만 보는 양아치 어깨 많아 시비 거는 양아치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 나도 내 go 요즘은 세상 불만다가 쟁편정으로 더 찡긋이고 미간국인 지긋거리도 괜히 시비 걸고 욕해 나만 빼고 세상은 행복 속에 잘만 도는 것 같아 uh. 사랑 앞에 주인 성공의 발묶인 가진 것 하나라고 꺾여버린 낙엽뿐인 내 가진 십자가가 무거워져가 원래 날던 내게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이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또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 속 나 자신을 이렇게하지만 그래서 내가 나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해 솔직한 몸만 나 아무지만 힘만 너는 양아치 더 웬만한 시비가 양아치 사람들 시선이 두려워 나도 내가 싫었어 내게 아무리 욕해도 지는 죽기보다 싫은 자존심만 성공처럼 양아치 사람을 피해 숨어보는 양아치 g e t 는 i n g n o 전이 다가보나 보니 눈빛에서 번쩍 원래도 특별하고 그 사람들도 무너지게 버린 우리들의 안에 n o 지금 빼면 난네 별은 너내 손으로 꺼내와 널 떠나지만 네 별은 더 밝게 나 이만 나 하나 많아 그래도 내 맘 아프지 결국 그냥 놓치고 살까요 나 얼마나 아무지 못해 흉만 보는 양아치 거들만아 시비거는 양아치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 나도 내가 싫어서 내게 아무리 욕해도 지는 게 죽기보다 싫은 자기 힘센 멍청한 양아치 사람을 피해 숨만 보는 양아치 배랑 끝에서 뛰고 있는 양아치 알고 보면 참 여린 놈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부딪힌다는 그말이 순간이 끝난 저주로 진다는말 그 기도해도 소망과 오늘도 난 기도해 마지막 시간이 아직은 두려워 왜이 그 지나면 모든 게 그냥 편히 끝이 나겠지 모두 사라지겠지 먼지처럼 다 흩어지고 말겠지 오늘 소감 한마 오늘 소 소감 한마아 이게 제일 힘들었어 네. 아 이게 진짜 헷갈려가지고 지금으로 하니까 아 너무 헷갈려 아